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a lot, love me a lot, love me electric 방콕에서 나 한국말 너무 잘해 친구 쌈수원 경기대 와리산 제주도나 유명해 한국에서 깜짝이야 겁나 유명해 한국에서 존나 유명하대 뭐야? 블록 아 블로그 아 블로그, 아, 여기 핫도그 먹자 이렇게 시림부 에그원 치킨 에그원 이렇게 말하잖아 뭐야 어, 아, 새우 계란 하나라 치킨 계란 하나도 괜찮아 우리는 지금 치앙마이에 도착했다 멋지다. 아 예쁘다. 생각보다 되게 큰데?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맛있겠다. 응. 어, 그런 약간 내가 생각하는 맛이랑 약간 다르다 좀 더 크리미해 뭔가 연하게 생겼던데 음, 맛이 없을 수 없어요 진짜 짠! 치알 음, 야, 이 소스가 대박이네 음, 음. 진짜 음. 맛있다 완전 소스 완전 내 스타일 음, 나도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소스 대박인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좀 이렇게 맛있지? 행복한 아침이네 우리 카페 갔었는데 누구야 그 여자는? 아 이름 윤승아 음.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어, 여기 나왔었네? 우와 <gasps> 냄새 짱 좋아 진짜 좋다. 음. 음. 원래 호텔에서는 다 약간 그렇게 하는 거야? 약간 음. 이런 동남아 음, 음. 예쁘게 준날 골목골목이 다 하나같이 예뻐 진짜 엄청 예쁜데? 와 칸자나 여기 어. Same, same. Let's watch for it, know each other. That's why I did it. What is your birthday? Second day. 오늘은 호텔 체크아웃하고 민만해민으로 갑니다.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저희가 3년 전에 치앙마이 왔을 때 엄청 맛있게 잘 먹었던 식당을 로컬 맛집을 재방문해보려고 방문해보려고 하는데 손님... 아, 맛이 엄청 변하진 않았겠지? 그 맛은 안 변하고 우리의 음. 감상이 변했을 수도 있어 어 맞아 어. 오늘 우리의 컨셉은? blue 아 뭐. 블루 앤 블루 앤 화이트. 이트아 너무 행복해 그냥 치앙마이가 너무 좋아 어, 어. 닫았는, 닫았나? 어? 할머니 계신다 어? 아 열렸네 열렸네 나? 아헐 전화를 왜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그러면은 음, 이거 타고 갈래? 그래 감사 어디 앉아? 여기 앉을까? 일단 아사이볼 같은 거 하나랑 음. 그릴치즈 샌드위치 음. 메뉴 되게 많다 음. 음. 맛있다 음. 미래의 우리에게 자랑하게 어, 완전 해치웠어 우리의 두 번째 숙소 과연 내부는 어떠할 것인가 저 미끄럼틀 타면은 <laughs> 살 까지겠다 음, 오 괜찮다 오 오늘 치앙마이 이틀째인데 오늘의 OOTD는 어떤 건가요? 우리의 예, 오늘 컨셉은 blue and white. 왜 어, blue and white로 하셨죠? 치앙마이는 어. <laughs> 여기는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보이려고 신발은 관캉하시 월요일에 열지 않는 것을 모르고 왔다가 도로에 서서 뭘 해야 할지 다시 그랩을 타고 다시 민만해민으로 진짜 내일이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다행이야 진짜로 예쁘다 거 없나? 플레이웍스? 눈앞에 두고 <laughs>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 다 자수네. 응. 여기다가 백지 같은 거 해가지고. 어, 아니면 폼폼이 이런 거 달고. 응. 땡땡한 먹고 간식거리 가가지고 집에서 영화 보고 룰라 마사지로 가는 중 룰라 마사지 사디캅 시작! 가봅시다. 난 시푸드 똠양 누들. 똠양 누들. 바질 어, 커리. 그 아, 밥. 물에 비해 면이 많네. 우가 엄청 딱딱해요. 음. 그래? 맛있어? 오. 오. 맛있나? 응. 맛있나? 응. 약간 깐풍기 소스 같은 맛? 응, 응. 마사지 받아서 먹어.